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타임 노씨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어떤 메이크업일지 너무 기대되시죠? <laughs>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 일단 생얼에 주의해주세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줍니다 아, 손가락으로 아주 야무지게 야무지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피부를 문질러줬어요. 여러분 저거 따랐으면안 돼요. 피부 안 좋아져요. 저렇게 토독토독토독 두드려주세요. 그 다음에는 primer를 발라줄 건데요. 아주 그냥 이 로레알 파리 primer가 아주 좋아요. 모공을 아주 아주 다 없애버려요 아주. 완전 강추템입니다. 모공이 잘 메워지게 손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아주 잘 메워주세요. 아주 저 지금 메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좀 보세요.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그다음 컨실러를 발라줄 건데요. 저에게 컨실러는 컨실러가 아니에요. 거의 얼굴을 다 덮어줍니다. 오, 이 삐어 컨실러는 너무 좋아서 제가 완전 옛날부터 아주 꾸준히 써온 제품이에요. 아주 그냥 잡티를 다 없애버려. 잡티 어딨니? 잡티야 어딨니? 이렇게 다 발라줬으면 퍼프로 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 토독 두들려주세요. 이렇게 대충 컨실러로 피부톤을 맞춰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. 파운데이션은 제가 피부톤이 좀 애매해서 두 개를 섞어서 발라요. 아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얼굴에 나눠서 발라줍니다. 제가 원래는 21호를 썼었는데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 보니까 그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젠 포기했어요. 선크림도 안 발라요.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로 퍼프로 꼼꼼하게 얼굴이 떨어져 나갈 만큼 잘 먹도록 두드려줍니다. 오, 어, 지금 더빙하다 느낀 건데 제가 입을 굉장히 실룩실룩거리네요. 하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? 화장할 때 저 입술룩거리는 거. 공감하면 뭐다? 구독이다. 아시죠? 그 다음은 견미리 팩트로 유명한 AG20 에센스 커버 팩트를 발라줍니다. 이게 솔직히 커버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아주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. 피부의 광을 아주 잘 살려주는 팩트예요. 이제 피부 화장을 다 했으면 고루프를 한번 껴줍니다. 다음에 삐아 모태극으로 콧대를 만들어줄 건데요. 이 모태극은 제가 저의 아주 best friend 유정이의 추천으로 사게 됐는데요. 정말 좋아요. shading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. 일단 저의 생기다만 저 콧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벌써 생겼죠? 사실 저 코를 왜 저렇게 쓰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약간 뷰튜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콧대를 마구마구 만들어준 다음에 아 이제 좀 진하면 이제 경미리 팩트로 이렇게 두드려서 수정을 좀 해줍니다. 아이고 제가 초보라 카메라가 흔들리죠? 여러분 걱정 마세요. 좀 이따가 또 흔들려요. 이제 눈을 시작해볼 건데요. 모태극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줍니다. 저희 아이홀이 깊어 보이게 마치 서양 언니들처럼 under를 칠할 때 입을 저렇게 해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수정을 해주고요. 에뛰드 하우스 해변에선 코코넛 이 약간 분홍기 도는 섀도우로 저의 under를 색칠해줍니다. 약간 방금 눈물을 흘린 듯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붉은 걸 해주고요. 그 다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10배대를 한 번 발라줍니다. 10배대로 눈 앞머리와 삼각존을 좀 채워줄게요. 이제 그 다음은 뭐다? 눈썹이다. 하지만 저 눈썹이 좀 많아가지고요. 눈썹은 한 10초 만에 그릴 수 있어요. 저렇게 약간 좀 땜빵 난 것 같은 부분만 슥슥슥 그려주면 끝이에요. 그 다음 머리 색에 맞춰주기 위해서 맥 프로 롱웨어 워터프루프 브로우 세트를 발라줍니다. 어우 방금 숨넘을 뻔했어요. 이 브로우를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오,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고 있습니다. 너무 꼼꼼해 아주. 그 다음은 에뛰드 하우스 200년 된 초코가게 섀도우로 어, 봤죠? 카메라가 방금 또 흔들렸어요. 200년 된 초코가게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한번 섀도우를 한번 칠해줍니다. 약간 아, 나는 지금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그 다음엔 똑같은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길게 선을 빼줍니다. 왜냐면 저는 눈이 더 커 보이고 싶거든요. 이렇게 하면 눈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인답니다. 이제 한쪽 눈이 다 됐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 눈이 좀 그윽해졌죠? 그 다음 B야 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. 저는 아이라인을 눈 뜨고 그리는데 그래야 좀 잘 그려져요. 그리고 뭔가 균형 잡기도 쉽고 아주 저만의 허니 팁이라고나 할까? <laughs> 그리고 전 점막은 안 채우는데요. 왜 안 채우냐면 무서워가지고 저 속눈썹 점막 채우다가 찌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사실 점막을 좀 못 칠해요. 그 다음은 이제 glitter time인데요. 메이크업 포레버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아주 아주 정말 조금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저걸 이제 눈 밑에 콕콕콕 찍어줄 건데요. 어, 빨리 바르도록 하세요. 저기요? 네. 이제 저렇게 콕콕콕 찍어서 주면 아주 그냥 발색이 발색이 여러분 저 세포라 가시는 분은 무조건 사세요. 유럽여행 가시는 분들 저렇게 콕콕콕 찍어서 예쁜 저의 under를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은 모노아이즈 레드 플레임 섀도우로 저 눈두덩이를 톡톡 두드려줄 건데요. 저건 거의 발색이 안 되고 glitter만 돼서 제가 아주 잘 애용하는 제품이에요.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눈이 뻘개진다는 점 주의 또 주의하세요. 그 다음은 시세이도 뷰러를 해줍니다. 아우 저건 너무 좋아요. 저거는 제가 면세점에서 한 4개는 사왔어요. 그 다음 에뛰드 하우스 마스카라 fixer로 저의 바싹 올라온 속눈썹을 한 번 더 고정을 해줍니다. 뷰러를 한 번만 하면 섭하죠? 한 번 더 해줍니다. 네, 한번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한 번이 아니고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. <laughs> 아이고 드디어 뷰러가 끝났으면 픽서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줍니다. 마스카라는 언제 하나 시켰지만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 다음 삐아 다우니 치크로 저의 뺨을 물들여 보겠습니다. 저것도 그냥 손으로 팡팡 파라바라 팡팡팡 두드려줍니다. 어, 이제 약간 좀 화장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그 다음 이니스프리 아이섀도우 송이송이 밤송이로 저의 턱을 한번 살려주겠습니다. 저는 언제 턱선을 가질 수 있는 거죠? 턱을 깎아주었으면 이제 윤곽을 좀 깎아줍니다. 여러분 이제 기다리셨죠? 마스카라 차례예요. 아르데코 올인원 마스카라예요. 이거는 그냥 몰 가서 아무거나 하나 샀는데 어머 뭐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함정은 올인원인데 올인원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점? 그 다음은 언더도 입은 꼭 저렇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잘 발려요. 반대쪽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놀라지 마세요. 그 다음은 또 픽서인데요. 어, 제가 픽서를 왜 이렇게 빨리 쓰나 했더니 그냥 많이 쓰는 거였어요. 마스카라가 이게 묻으면 안 되니까 픽서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입은 꼭 세 번째 말합니다. 저렇게 해야 돼요. 어,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미샤 하이라이터인데요. 저거는 아주 그냥 말해 뭐해? 왜 안 사? 제품입니다. 저걸 아주 코에 바르면 루돌프 코 같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느낌 알죠? 저거를 코, 콧대, 이마, 광대까지 어, 너무 예뻐요 색깔이 아주 저렇게 발라줍니다. 눈썹뼈도 잊지 않고 발라주시고요. 그 다음엔 얼굴 위아래 흔들면서 어, 얼마나 나의 하이라이터가 예쁜지 감상을 합니다. 그 다음 입술선과 인중에도 발라줄게요. 그 다음은 누디한 맥 립스틱으로 입술 색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. 뭘 저렇게 계속 헬터 먹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양해 부탁드려요. 그 위에 솔직히 색차이 거의 없는 카인다 섹시를 덧발라줍니다. 그 다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. 아, 어, 머리가 안 풀리죠 아주? 어머 어머 아주 머리만 풀었을 뿐인데 아주 사람이 달라졌죠? 이제 제 화장을 탄탄하게 고정해줄 자트 인사이드 콘스탄티 엘레강스 픽서로 얼굴에 뿌려줄게요. 이제 살짝 말려주시면 화장 끝! 옷 갈아입고 올게요.